네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생선은 육동가리돔이라고 하는 음, 생선을 가지고 왔어요 좀 이쁘장하게 생겼죠 지금 위치는 통영 위판장 영상이고요 어, 자주 들어오는 어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생선은 가끔 이제 잡어 취급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어, 얼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시가라고 말씀드리고 어, 조금 살펴보면은 음, 농어목 황줄동가고요 뭐 크기는 50에서 70cm 뭐 90cm까지 자라기도 한다고 합니다 안반이나 모래 지역에서 서식을 하고 어, 전세계 분포도는 남해 제주도 일본 남부 하와이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발견이 되고요 이 지느러미 살이 정말 맛있는 음, 그 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통영 업체에서 비는만 빼고 전처리해서 받았습니다 아, 제가 다시 한번 <laughs> 말씀드리지만 가격은 어, 시가라서 제가 공개하지 예, 않도록 할게요 자, 희귀하지만 뭐 그리 비싸지 않다 한 요정도까지만 아, <laughs>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경 처리하고 네, 치모토식으로 방열을 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장 제거까지 이제 깨끗하게 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비늘을 치지 않는 이유가 영상에 담을 때 비늘을 치면 좀 색깔이 좀 안 이쁘게 나와요 네, 그래서 비늘을 어, 치지 말라고 부탁을 했어요 비늘 쳐서 받으면 정말 편하거든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받았어요 어, 이게 좀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 좀 어, 지느러미 가시 이런 예, 것들이 좀 단단한 부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뻣뻣하고 뾰족해요 그리고 줄이 이제 6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6동갈이겠죠 네, 얼굴이 좀 뚱한 표정인데 좀 억울해하는 그런 <laughs> 표정이에요 그럼 이제 바로 손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늘 형태를 좀 보게 되면은 좀 이렇게 작고 촘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늘 치는 도구로 할까 하다가 이제 과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작은 비늘들은 부엌이 엄청 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잔업이 많아졌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 때문에 도마 위에 올렸는데 어, 가능하면 싱크대 안쪽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비늘이 또 작기 때문에 또 구석구석 어, 해줬고 이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그 과도 같은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문질러 보면은 이제 좀 몸이 좀 단단하다는 게 좀 느껴져요 자 이렇게 해서 비늘을 다 쳤고요 택배를 받아서 이거는 지금 한 30시간 정도 시간이 됐어요 제가 이, 거는뭐 이게 영상이나 인터넷으로만 봤지 실물로 이렇게 손질해 본건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뱃살 요 부분 이 있죠 요 부분이 좀 단단해요 껍질도 굉장히 질긴 편이고요 지금 대가리하고 이 몸통에 있는 뼈를 데코로 쓸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작업하는 게 좀 답답하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뱃살이 단단합니다. 기름기도 꽤 많고요. 이 지느러미 살을 최대한 살려야 되는데 지미, 지느러미 살이 있는 부분이요. 굉장히 살이 좀 이렇게 얇고 좀 납작한 그런 거에서 저런 방식으로 좀 하면은 음, 조금 지느러미 살의 로스가 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뼈대를 살리면서 퍼뜨는 게 아, 늘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사축면을 다 떠봤습니다 돌돔하고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해요 이제 반대편도 이제 포를 어, 다 떴고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돌돔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좀 더 비슷한 거면 뭐 강담돔이나 돌돔이나 뭐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약간 느낌도 강담돔 돌돔 이제 그렇게 좀 비슷한 느낌이 나요 전체적으로 살의 지방은 잘 퍼져 있고요 지금 갈비뼈 제거하는데 갈비뼈 제거할 때도 약간 그 서걱한 그런 느낌으로 어, 칼이 잘 들어가는 편이에요 가운데 뼈 어, 제거해 줬고요 수율은 굉장히 안 나오는 편일 것 같아요 탈피할 때 이 껍질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꺼워서 뭐 끊어지거나 이제 그러지 않고 음, 그 대신에 이제 기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맨손으로 하니까 손이 좀 미끄러웠어요 자,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밑에 지느러미 살이 보이죠 그고 뭐 이거는 껍질인데 아 이거를 데쳐 먹어볼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먹어보는 걸로 뭐 했습니다 자 이제 데코를 이제 어떻게 할까 아, 고민을 좀 했고요 이제 얼굴이 좀 재밌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시, 신기하게 생기기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데코를 어,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등살을 썰어 보는 거고요 어, 썰리는 거는 굉장히 좀 부드럽게 예, 잘 썰렸어요 그래서 요건 살짝 두께감 있게 회를 좀 썰어 봤고요 네, 뱃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좀 단단한 편이에요 그래서 칼집을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넣어줬어요 아무래도 씹는데 조금 이렇게 단단한 그 뱃살들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칼집을 넣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느러미 살뭐 얼마 양이 <laughs> 얼마 안 되지만 중요한 부위라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봤어요. 수율은 정말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죠. 몇 점 안 나왔어요 사실. <laughs>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이 좀 이렇게 탱글탱글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무를 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죠 그래서 식감을 실제로 먹어보니까 무르지 않고 굉장히 탄력이 있어요 뭐 쫄깃거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어, 어, 일단 뭐 30시간 정도 숙성을 한 상황이니까요 제가 등살을 먹어본 건데 입안에서 감칠맛이 폭발을 해요 예, 두점 먹으면 싸움 날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은은하게 올라온 그런 단맛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한 점에 한 잔씩 네, 술이 땡기는 그런 맛이고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돌돔이나 강단돔하고 굉장히 좀 비슷해요 생긴 거 억울하게 생겼는데요 엄청 맛있네요 이 뱃살이 쪽인데 등살하고 맛이 조금 달라요 이 고급진 그 지방의 풍미가 있고요 등살보다는 달달한 맛이 더 좋습니다 이거 이제 뱃살인데 아까 제가 칼집을 좀 이렇게 넣었죠 자, 이거 먹어봤는데 칼집 안 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굉장히 단단해요 식감이 오독오독한 음, 그 소리가 날 정도로 식감이 있고요 기름이 입안에서 팡팡 터져요 그래서 정말 고소한 음, 그런 기름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계속 술 들어가게 하는 그런 회 맛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먹어야 될 그 지느러미 쌀인데 맛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광어 지느러미랑 뭐 그런 거랑 좀 일단은 운동량이 많은 부분 근육이라서 어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요 등살하고 뱃살하고 장점만 모아놓은 그런 맛이 나요 이게 제가 한 점이 더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근데 이 오독오독한 그런 식감에 터지는 지방의 고소함과 감칠맛 아 이게 정말 맛있어요 이 남해 쪽이나 제주도에 가셔서 혹시 육동가리 돔을 보신 분이 계시면 예, 꼭 이거는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맛있어요 제가 극찬한 이유를 아마 드셔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육동가리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